일곱시 강은경 이재경 여사 정유가 잡고 주걱 주걱 건너전입니다 우리 개마를 맞추는다 주걱 주걱 거슬러 나가는 걸로 주님 나라 가라고 하라 주님 저야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만 소천쟁이로 낙사기로 거기서 또한번 죽기 싫다면 이상한데서 만나서 멀리 모르는 여자들은 들어가신 거야 아빠 이가 우리가 나한테 주제를 울고 있잖아 우리가 도와주자 더 신나다니까 썩어가 심신형 정상한 신형 제 그만큼은 조금 쉬워 두 정단을 다 모두 다 형제일 거야 두번 번번

I sevmem, bana yeniden bana kalmam Roberto Alcón Desde la bomba de rayos Thank you.

속에 아, 끌려먹었어 <coughs> 한상적인 목소리